집이 들어가면 딱인데 새끼가 집에 안 들어가려 그래요? 음. 집에 안 들어- 탈출해 나왔잖아. 아 진짜요? 탈 코가 막혔어. 응? 코가 잔뜩 막혔어요, 쭈니가. 준이야, 준이야. 아, 준이야. <laughs> 준이야. 개코. 아우 아우 아우 눈바라꽃 봐라 눈꽃 봐라 봐라 봐라 지가 저 뒤로 간다니까 그 따신 대로 그렇죠